시련을 당하면 가능한 웃어 넘겨라. 앤드류 카네기 자신의 것만 챙기는 것을 멈춰라. 러셀 시몬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. 얀 티머 거절당할 것을 미리부터 두려워하지 말라. 할런드 샌더스 어떤 사업적 성공도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. 셀리 라자로스 소중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하라. 마이클 블롬버그 다른 사람들을 잘 모셔라. 데이비드 닐먼 고객을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라. 마크 베니오프 고객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. 앤 멀케이히 뿌린 대로 거둔다. 딥 파슨스 우리의 재산은 사회에서 잠시 빌려온 것이다. 피에르 오미디아 고객의 성공에 집중하라. 존 체임버스 고객을 가족으로 만들어라. 제프 베조스 일 지란, 잘한 자고, 직원에게 머리, 가슴, 지갑을 채워줘라. 제프리 이멜트 경쟁력은 제품이나 기술이 아닌 사람이 좌우한다. 스티브 발모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게 더 어렵다. 마이크 델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. 베라 왕 직원들이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게 하라. 짐 킬츠 틀에 박힌 지식들은 언제나 틀렸다. 폴 제이 콥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. 레이커즈 웨일 하루에 한 번쯤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가져라. 미래 이유 줄리아노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. 키케로 산다는 것, 그것은 치열한 전투이다. 로망 로랑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. 사무엘 존슨